Your phone did that yesterday, didn't it? earphone like sleep right now? Yeah. 아, 내 거 어제 그랬어. 왜 그러지? Maybe that statue did it. The statue from Amanda's haunted apartment. Wait, what? Yeah, she said like remember she said sometimes she would come home from work and music would be playing. No. She said that yesterday. 아니야, no. You don't remember that though? She actually said that. You know, it smell like cookies and stuff. 지금 딜리버리 시켰어요 배달 미국에서 배달은 처음 해본다 This? Hot and sour soup 이거 진짜 해장으로 대박 해장하고 싶은데 여기는 해장할 라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뭐 스프 있다 그래 시켰는데 이거 진짜 중국 음식인데 진짜 너무 맛있고 That's orange chicken right? Yeah 이거는 뭐 And this pata is freaking amazing 근데 자꾸 이유를 모르겠는데 오빠 핸드폰이라내 핸드폰에서 재생을 시키지 않았, 않았는데 노래가 나와 That's your 아 무섭네요 밥이나 먹겠습니다 무섭네요 보통 우리는 국수 시키면 국수가 길잖아요 근데 여기는 미국 사람들이 보통 젓가락 안 쓰니까 누드를 시키면 이렇게 다 잘라 이렇게 완전 그냥 조사가지고 몸에 그래서 약간 아 그 내가 다 누드를 딱 그 국수 먹으면서 면발을 탁탁탁탁 쳐먹는 맛이 크게 떨어져 근데 맛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한국에서 새우 추가하면 막 새우 한두 알 들어있는데 이건 되게 뚱뚱한 새우가 진짜 많아요. 지금 한 8개 넘게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좋습니다. 버천 <laughs> 포천 포천 아닙니다. 포춘 쿠키입니다. 열어볼까요? 저도 아직 못 봤거든요. 뭐라 쓰는지. 뭐라 쓰는지 싶지가 않나. Friends long absent are coming back to you. 맞잖아. Who's my friend? I don't know that you said that. That guy just texted you on Facebook. And oh! Oh my god! Yeah, right. They say like friends long absent are coming back to you. 사실은 나 그 같이 알바하던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갑자기 몇 년 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기로 했는데 얘가 예측을 한 건가? 소름이네요. 음? 뭐해? 고양이보다 괜찮지. 음. 음. I like it. He's drinking it. Lay him down. always offers that. yeah. Well, right now, I, I was about to turn it off though. That's why I wanted to get his face. Honor, say hi. Such a good boy. hi, Manu. Manu. Manu, you like it? 만두 가족 다 있으니까 좋지 안녕하세요 포터씨 오늘은 포터씨의 처음 이스터인데 어떠세요? 만두씨 당신도 안녕하세요? 포서씨 오늘 햇살이 참 따사롭죠? 어떠세요? 카메라가 싫으세요? 포터씨 좀 인터뷰 좀 합시다 싫으세요? 포르 너 포터잖아 포터야 너 포터 아니야? 너 너무 이쁘게 생겼다 just one thing, maybe. What? 이거 맛있겠다. <gasps> Wait, this is what's that like donut? You, yeah, the right. I wanna get that black. Just one. Oh. 약간 캐치한 것 같아. Is this the new one? Yeah. Oh, it sounds different right now. covers. Yeah, covers shits on In-N-Out. 이게 더 맛있어? 인앤아웃보다? Oh yeah. 뭐 중간에 있겠죠? 많이 있겠지만. 음. 미국은 이렇게 드라이브 스루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아. 비록 내가 운전은 못하지만 빨리 운전면허증을 따야겠어요. 이렇게 내가 만들어 먹는 거래요 이게 아이라우? 시카고 스타일이야? 뭐야? 오빠가 나 어젯밤에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말해봐 다리가 무거워 다리가 무거워? 무슨 다리가? 누구 다리가? 네 다리 그래? 알았어 오빠는 이제는 우리 못 보겠다 <laughs> 안녕 못 보겠네 Why are you recording? 만두 신났어? 시카고에 왔어요! 제가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았어. Cause it's freaking annoying. That I don't. I mean that there. Uh, probably. Oh. That sounds scary. The 띠, 띠, 띠. 영상 지진이 나겠지만 뭐 어떡할 수 없어. 걷는데 어떡해. <laughs> 더 좋은 카메라 없다고? 피자 먹으러 가고 있지롱. 피자 이름 뭐라고요? 아, 시카고 왔으니 시카고 피자를 먹어봐야겠죠? 피자 먹장. 와 여기 진짜 도시구나. Yeah, but it's cute.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me. 괜찮아? 아,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me. 안녕하세요, 스파입니다. 다음 짬뽕 갔을 때 어. 사람 있어서. 100% 있을걸? 어 너무 많으니까 아 그래? 좋아 조금 쿠키를 팔아 피자집에서? 아 지금 미국 사람들이네 아마 바람에 화장이 다 번졌을 것 같긴 한데 예쁘게 나오나?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저 자꾸 그 일본에서 찍은 영상 갖고 잘 놀려요 왜 놀리는지? Hello there. Hello. Hi guys. First time here? No ma'am. Well, her yes. Yeah. We're gonna tell you a little about it. Only for two people. The most popular is a special in the class. 한국에서 먹었던 시카고 피자는 별로 맛이 없었어. 아, 우리 달고지. 요즘 예뻐. 맥주 거품 뽀글뽀글. 먹어. Thank you. Oh my god. 요 o u r s k 고마워요. 잘 먹겠습니다. 잘먹습니다 너는 안 좋아할 것 같아, because you said you, 한국에 먹었잖아. 한국에서 먹은 건 맛이 없었는데 또 미국은 다르겠지? 치즈 맛. good, good. All right. So you guys just hang out in Chicago? Yes ma'am. Oh, very cool, you guys. All right, well, enjoy. Thank you. How are you, Miss? Yeah, when I heard you talking, I did a double take. I'm like, oh my god, you're so fluent. Yeah, right. He's so You sound like fluent. natural. You just so fluent. Yeah, Korean. Yeah, I <laughs> can imagine. That seems hard. Thank you. Well, welcome, you guys. Yeah, thank you. 오빠 진짜 잘한다니까? 고마워. 와, 이 피자가 진짜 맛있어. 안 짜서 너무 좋다. 안 짜요 사람들이 막 짜다고 그러는 리뷰가 너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안 짠데? 왜냐면 내가 짠 거를 안 좋아하거든? 짠 거맛있잖짠거 먹으면 고혈압 걸린다고 아 지금? 아 프롬 때문에 드레스 입었구나 귀엽다 와 근데 진짜 왜 이렇게 다 드레스야? 프롬 몰래 드레 써야 된다 아? 우리도 했었어야 돼. 우리는 프롬 안 가. 이게 콩. So we got this, right? Yeah. What's this? It's The like- Lord. It's Chicago's spirit. I just drink it. Yes, you do. I'm sorry. Drink it. 저는 말리부를 시켰어요 말리부 파인애플은 마틴 누나가 추천해준 건데 진짜 달아서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술도 아니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고 여기는 지금 시카고 뭐야 진짜 크다 와 헐크도 저렇게 안커 컸네 어 세포라 있다 세포라에서 메이크업 한번 받아보고 싶긴 궁금해 뭔가 킴 카다시안 메이크업 하고 싶다 안녕 베라야 베라랑 던킨 도넛츠 아 베라 먹고 싶다 Oh, it's pretty. 저기로.